Thank ừ. you. 혼자만 봤어? 혼자만 봤어? 어. 오지 않는 거야. 그래서 어. 아, 나 이거 설치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. 어? 그치? 그치? 아, 카페 붙이는 거야, 제가 보고. 어. 그런 거야. 그냥, 안 돼. 어, 추워. 반팔, 반팔 입어서 더 춥겠다. 그지? 그러니까. 어머, 끌고 들어가야지.

아 이것도 떠들겨 줘야 돼? 음, 먹어도 돼 아. <laughs> ちょっと待って。 되게 작아 보이면서 3월 50cm로 걸은 것도 찍어줘야지 언니 거기야 이걸 먹게 된 거지 나 <laughs> 아, 언니가 잘하던 거지 <laughs> 어. 다시 음. 얼굴 다들 약간 이상적이거든요. 나 스타트에 막 이성적인 사람이 없고 다 그냥 사실 못하고 그냥 막 치고 있어. 얼굴이 되게 포한느낌이었 부드러워. 알다 알아. 다 아, 이문천 사람들이겠지? 그러니까 저 팀들 이거가 민감하는 거겠지? 멋이랑 그렇겠고. 넘어가 보겠는데 되게

있다. 아, 할아버지 아. 병원 나가는 거 치워야 되잖아. 아그 치료제. <laughs>

진짜 궁금하시네요. 관절이랑 이런 게 야, 찾아봐. 제가 아까 할머니 이거 붙이고 나서 액션캠 붙이고 나서 <laughs>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다 눈이 마주친 거야 <laughs> 없었거든요. 블로그도 계속 하는데 요새 글을 못 쓰고 있어. 근데 유튜브는 아마 못 버릴 것 같아요. 기록상으로 내가 계속 남기는 거라. 그러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블로그 글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. 그래서 네.

나오고 손가락 부서처리해서 막, 막